안녕하세요 다름이입니다 오늘은 아동복 세트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아들은 7살인데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보낼 때마다 항상 뭘 입혀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는 상하의 세트 옷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리틀 래빗이라는 곳에서 디즈니 블랙 미키 세트를 주문해 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하원하기 전에 제가 미리 찍어봤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 이뻐가지고 빨리 입혀보고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다 보니까 시보리 부분을 좀 신경 쓰게 되는데요 너무 꽉 잡아주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 자체도 되게 부드럽고 아이 피부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내보고 입을 수도 없어서 아이한테 입히기 좋겠다라는 뿐만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이렇게 옷을 꼼꼼하게 본 다음에 하시는데요 이게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리뷰를 보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키귀부분은 회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색이 어둡습니다. 저희 아들은 22kg 정도 되는데요. L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L 사이즈는 20kg까지 맞을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옷은 좀 타이트하게 입히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더 어린 아이들이 입었을 때 더 귀엽겠더라고요. 미키마우스 세트 옷을 입고 순천 동천에 벚꽃을 보러 갔었는데요. 순천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벚꽃을 미리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가게 되었고요. 벚꽃 영상은 따로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딸아이한테도 이런 검정색 옷을 자주 입히는 편인데요. 그래서 딸이 자기 거는 없냐고 하더라고요. 딸아이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아들은 거의 옷을 누나가 입던 거를 많이 물려 줬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검은색을 위주로 많이 입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새 옷을 입어서 그런지 엄청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옷 때문인 건지 더개구쟁이 같더라고요. 우리 키보드를 타다 보니까 저희 부부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불렀더니 우리 시합을 했는지 뒤를 <laughs> 돌아보면서 막 달려오네요 오랜만에 외출을 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부부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나오기 전에 남편이랑 살짝 다퉜었는데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풀어지더라고요 저기 살짝 벚꽃이 보이시죠? 정말 이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찍을 수가 없었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찍어왔으니까 나중에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사 네 차이가 나고 매일 싸우지만은 음료수 챙겨주는 건 누나밖에 없죠? 빨리 마스크 벗는 날이 와서 아이들과 편안하게 숨 쉬면서 많이 놀러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들이 주인공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다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